네, 8월 23일 9월에 개발자 노트가 안내되었습니다. 요즘 되게 좀 늦게 안 올리고 일찍 일찍 올라오네요. 자 그래서 자딱 보면 저희 마자 맞춰져 있는 게 짜잔 신규 캐릭터 신규 이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9월 개발자 노트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나온 점령전은 내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고 자 그 밑에부터 볼게요. 일단 지하경기장 시스템 추가 및 개선입니다. 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죠. 상당히 좀 어, 되게 간포스가 지결을 밀어주려고 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 어느샌가 좀팽개쳐지지 않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다가 이제 시스템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경기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장면 비공개와 진영 자동 배치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시스템은 단장님께서 사용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공개와 자동 배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왜 비공개가 생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유가 추측이 되시나요? 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나? 똑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인가? 뭐 어쨌든 어, 그리고 뭐 자동 배치 시스템은 뭐 접근성을 위해서 쓸만하다고 합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하 경주장에서 이제 주는 재화가 좀 꽤나 있는데 특히 그것 중에서도 이제 뭐 다이아도 다이아지만 이기는 보상 말고도 이제 참여 보상으로 명예 점수 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설 조력자 선물 때문에도 그렇고 이 명예 점수를 깨알같이 모으는 게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일캐처럼 깨는 식으로 하는데 자동 배치가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 자동 배치 시스템은 이제 미리 설정한 이렇게 진영을 설정을 해두고 이 진영으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자 후보 용병과 이제 자동 배치 진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기능을 설정한 상태로 전투를 하면 자동으로 용병이 배치되며 이제 자동 배치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알림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그냥 뭐 자동 배치로 설정해 놓고 그냥 전투 시작만 해서 하루 세번 1회 정도로 받아가는 정도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동 배치 근데 자동 배치 기능을 하다가 수동 배치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환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용병 다른 용병은 자동 배치에 없던 용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 수동 배치로 전환하면 자동 배치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음, 뭐 이것까진 뭐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동 배치 여부는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우서, 이상하게 수동으로 용병을 배치할 경우 자동 배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공격 순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 이건 띠용 무슨 소리? 지금까지 이제 바로 실시간 전투로 이제 배치한 순서대로 이제 애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러면 뭐 수동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배치한 용병의 순서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럼 일단 넣 다음에 순서는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이게 살 살짝 의문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어, 하게 될지 이게 선공에 대한 이점이 되는 건지 사실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언제쯤 요 공격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음... 사실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면 <laughs>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나오면 뭐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디게 시스템이 이상해지는 기분도 들고요. 아니면 수동 배치에 많은 이점을 주고자 하는 건가 싶다, 싶다가도 음... 글쎄요. 아 사진 보면 그 턴에서만? 그냥 넣고 나서 이제 그 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어,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어, 이 순서로 바꾸는 거 왜 나오는지 그렇게, 어, 효용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놓은 다음에 내가 이제 하기 편하게 순서를 그냥 정할 수 있다는 건, 거려나? 음. <laughs> 어차피 결국 보이는 건 똑같지 않나? 뭐 그렇게 놓으면 편의성 패치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레비아 초클 뭐 월요일에 뒀는데 순서는 이제 1, 2, 3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뭐 1, 2, 3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은 편의성 패치일 수 있는데 음... 뭐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그걸 떠나서 이제 뭐 비공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용 여부를 체크한 후 매칭이 되면 이렇게 비공개로 표시가 됩니다. 이 비공개도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너먼트 선발전이 이제 보다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 168시간 동안 지하 경기장을 플레이하지 않은 용병단은 랭킹 시기가 제외됩니다. 음... 168시간이면 7일이네요. 7일 맞지? 그리고 선발전 랭킹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되므로 선발전 주간 내에 플레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용병단은 랭킹 직계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에 이제 Q&A 나왔던 조력자 선물 교환 시스템이에요. 조력자 선물을 다른 조력자 선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2년 메뉴에서 바꿀 수 있고 3대1 배율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석은 4석 5석은 5석 이제 동일 등급의 다른 조력자 선물로 이제 교환이 가능합니다. 꼬치구이 첫치나도 꼬치구이가 590개 있거든요. 590개를 그것도 418개 네, 테일러는 <clears throat>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음, 뭐 조력자 분해할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5성 용병 하나는 뽑을 수 있으려나? 자 그리고 다음 자 다음은 신규 단장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이 추가가 된대요 음 어, 1-1 입장에서 바로 용병 배치 전투 시작까지 어, 부더는 만들고 나서 좀 강제적으로 튜토리얼을 하게 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어, 이제 캠페인으로 바로 저 들어가게 하는 강제적인 좀 튜토리얼 1 챕터 1에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한번 하게 되는 튜토리얼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병 기본 인벤토리가 확장되면서 이제 기본 인벤토리 80에서 180까지 확장에 따른 손목을 누가 우편 한번 일괄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 악마성이 업데이트인데요. 악마성 업데이트는 이제 9월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돼 있고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이제 51에서 55층이 추가가 되고요. 어, 기존에 50층으로 악마성의 주인이 나와서 이제 악마성은 끝인가? 라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어, 새로 악마성이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악마의 날개를 한 뿔을 단 음, 악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월에 업데이트된 신규용병 and 조력자 중 한종의 rough 이미지를 공개입니다. 얘가 조력자일지 용병일지도 모르는데요. 일단은 마법봉인데 철퇴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마법소녀 같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런 이제 철퇴 이런 느낌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글레이시아가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음. 네, 그리고 마법소녀 복장이 좀 앞에가 어, 좀 허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착신가? 아, 니지 어, 어, 아니 그냥 이게 문의일 수도 있잖아 그, 런가 어, 음, 아, 뭐 어쨌든 자 이렇게 한 종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개노의 하이라이트 점령전을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엄청 길고 사실은 지금 이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실제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베타인데 베타를 하고 나서 중지가 될지 아니면 바로 시즌이 이어질지 아니면 수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베타라고 달고 나왔습니다. 점령전이라고 나왔고요. 실시간 GVG 모드 점령전이 추가됩니다. GVG가 뭐죠? 자 일단 점령전은 신규 길드 대전 콘텐츠로 길드를 가입하신 후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네, 길드전 다른 방식의 길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총 3개의 길드가 이거는 이제 새로운 공간인 천공섬에서 실시간으로 1대1대1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령전 점령전은 3개의 길드가 실시간으로 경쟁하는 모드로 각 라운드별 점령 지형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지급합니다. 각 길드원들은 주어진 점령 횟수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점령 및 공격을 실행하고 종료 시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길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입장은 지금 이미 이제 가려져 있지만 나와 있죠? 길드전과 마찬가지로 대전 콘텐츠에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점령전에 입장하면 새로운 NPC인 스페티가 점령전에 관한 여러 규칙을 안내합니다. 개발자 노트 배너에 나와 있던 새로운 인물로 스페티입니다. 어, 어, 허벅지가 조금 음, 어쨌든 스페티가 이렇게 새로운 인물로 나왔습니다. 성공사업이라는 걸로 이제 배 뭐라 그러지 기구 달린 배가 이렇게 떠다닙니다. 자 점령전에 참가할 인원은 10인 또는 20인으로 되고요. 기존의 길드전은 10, 15, 20 세 가지였죠. 근데 점령전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점령전 진영을 설정한 길드원만 똑같이 참가 인원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길드전 진영을 선 이제 설정한 길드원만 참가 가능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참가 신청할 수 있고 이제 규칙과 10-10-10 또는 20-20-20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길드 적과 다른 점으로 일단 크게 점령 전에는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요. 길드장은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령관은 무조건 기본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지만 점령전 상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뭐 20명이라면 뭐 한 명 최소 사령관이 한 명 그 나머지 길은 19명 또는 3명일 경우 나머지 17명 이렇게 되겠죠. 사령관은 일단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사령관 전투 시간에 행동 가능, 공용 점령 가능 횟수 사용, 길드원의 점령 전 진영을 이용해 방어 진영과 배치와 공격 가능. 예, 아주 어려운 말들만 한데요. 일단은 음, 여기서 사령관 임명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이제 사령관 임명이 뜨고 사령관 임명에서 이제 원하는 사령관을 1인에서 3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령관의 임무가 참 중요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보시면 스케줄에 사령관 전투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이 따로 하는 일이 좀 있는 어, 직함이 있는 <laughs> 인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 설정입니다. 진영 설정은 길드의 방어 진영처럼 설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길드전과 다르게 이제 이 설정한 진영으로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됩니다. 진영 보기를 통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이 한 덱으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덱을 구성하는데 어, 상당히 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뭐 설정하는 진영 설정은 동일합니다. 자, 진영 순서는 기존 길드전처럼 준비, 그리고 참가 신청, 매칭, 전투, 그리고 정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2주간 시즌제로 진행이 되는데 총 4번 진행이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12시부터 24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총 12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어, 그럼 수요일하고 토, 수 이제 동일하게 길드전이 겹치는 날은 아주 힘들겠네요. <laughs> 자, 이렇게 참, 자, 월요일은, 아, 일요일은 쉬는 기간이고, 월요일 날, 이제 참가 신청 요일날 참가 신청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수요일날 그리고 또 이틀간 준비 및 참가 신청을 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새벽 시간에는 이건 할 수 없고요. 새벽 시간에는 따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12시부터 사령관 전투라고 해서 1라운드가 먼저 사령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라운드 동안은 전원 전투할 수 있는 기간 5시간이죠. 5시간이 뭐 상반? 상반 전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5라운드 7라운드죠 부터 이제 하반기 전투가 시작된 다음에 마지막에 사령관 전투로 또 끝맺음을 합니다.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꼭 음,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로만 이루어져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는 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 참가 신청, 이제 매칭, 사령과 전투, 전원 전투, 정산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진행을 살펴보면 점령전은 시작되면 각 길드는 세 군데 시작 지점 중 랜덤한 한 곳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1, 2, 3 이제 각각 지점 모서리에 위치를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지점부터각 이제 참가자는 각자 보유한 점령 가능 횟수를 소모하여 선택한 지형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길드가 점령한 지형에서 인접한 지역만을 점령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 점령 가능 횟수는 점령정 진행 중 총 4회 갱신되고 갱신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점령 가능 횟수는 사라집니다. 자, 1라운드, 2라운드, 7라운드, 11라운드 시장시 점령 가능 횟수가 개시되는데요. <laughs> 이는 1라운드에는 사령관 전투, 2라운드는 상반기 첫 전원 전투, 그 다음에 이제 7라운드는 하반기 첫 전투, 그리고 12라운드는 마지막 라운드로 사령관 전투 라운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밑에 몇 라운드인지 네, 뭐 점령 가능하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접수 획득은 종료 시점에 점령한 지형의 개수로 점수를 환산하는데요. 자, 그 대신 이제 대략의 마석이 묻혀있는 지형이 마석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점령을 불가능하면 하지만 같은 길드에서 이렇게 땡 둘러싸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점령을 하면 재단이 자동적으로 점령이 되고 이걸 점령하면 일반 지형보다 높은 점령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석 재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점령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포인트 제고 방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단 개수, 재단 점령의 획득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 이걸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령전 정보도 이렇게 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빌드월 실시간 전투기 때문에 실시간 숫자도 되어 있고 제 일반 지형 개수 그리고 옆에가 마석대당 개수 그리고 제 점령 포인트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점령을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어 진영도 설정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점령한 자신이 점령한 이렇게 진영들에 길도원의 방어 진영을 한 개씩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 방어 진영은 최대 3회의 방어 가능 횟수를 가지고 있고 이 3회 방어 횟수를 모두 소진하거나 방어에 실패하면 해당 방어 진영은 즉시 대거됩니다. 자 무조건 뭐 방어에 실패한다 라고 하면 바로 없어지고 아니면 뭐 방어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세 번 공격을 당하면 이제 즉 방어 진영이 제거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어 진영이 다음 갱신 시점까지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전투 점령 횟수와 같이 1, 2, 7, 12라운드 시작 시 갱신이 돼요. 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음, 마석재단을 이제 감싸고 있는데 공격을 보통 많이 오겠죠? 이렇게 방어진영 배치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진영 배치는 사령관들이 가능한 걸로 이제 위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방어진영 공격, 이 공격자는 이제 점령 횟수를 사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전투는 방어 진영 측이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길드전과 동일하네요. 아, 그 대신 정, 전투에서 승리하며 진영을 제거하고 즉시 점령하며 그리고 전투 시작을 누르면 전투 과정이 노출되지 않고 바로 승패만 됩니다. 제 과정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승패가 떠요. 음. 자, 아, 그리고 이제 바로 이기게 되면 아 이기게 되, 이긴 건가? 길도 훈장을 이렇게 받기도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개라는 게또 낍니다. 아 복잡해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어, 전반전에 쟤는 또 1에서 6라운드까지 안개가 생성돼서요. 안개 생성된 상태에서는 아군의 점령지와 인접한 한 칸 거리의 진영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뭐 마석 진영은 대충 아는데 뭐 하지만 이제 뭐 중, 여기까지 갔을 때 어, 상대가 여기까지 왔는지 뭐 어느 쪽으로 점령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대신에 이 안개는 이제 후반전에는 모두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워프라는 게 생겨요. 워프 후반전에는 또 워프가 생기는데 워프는 점령이 불가능한 진영인데요. 워프를 통해 인접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지역에 점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깃발을 이용해 모포 지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의 깃발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개수는 사령관들이 공유합니다. 깃발은 개수내 자유롭게 사용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냥 뭐 이런 거를 자 이렇게 해, 꽂아놔서 길드원들한테 이 여기 여기 점령하세요 라고 이제 그냥 사령관들이 지휘를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막 그리고 모든 지형은 점령 즉시 보호막이 20분간 생성되어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점령 횟수 2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막이 제거된과 동시에 점령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음, 횟수를 쓰는 거겠죠. 그러면 보호막이 20분간 생성되니까 어... 끝나기 직전에 하면 좋은가? <laughs> 어, 또 20분간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점령전 메신저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기본 길드 메신저와 달리 고유의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신저는 참여 중인 모든 세개의 길드가 같이 사용하는 공용 메신저예요. 띠용 왜? 저 팀하고 정보를 공유하라는 건가? 이거는 이 메신저는 무슨 의도지? 어, 정치질을 하는 걸까요? 도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을 먹고 한 명을 공격하라는 걸까요? 어, 이거는 참 알 수 없는 의도인데요. 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음, 잘 모르겠어요. 정치지, <laughs> 정치용 또는 뭐 그쵸. 저는 그래서 어, 저는 저희 길드는 점령전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도록 어,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음, 말할 겁니다. 침묵을 다지기 위해서든 뭐 어쨌든 어, 어쨌든 공용 채팅창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도록 저는 제재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보상은 이제 시즌 보상, 순위 보상, 차야 보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즌 보상은 시즌 종료 후 지급되는 보상으로 기존 개드전 순위 보상과 동일해요. 자 순위 보상은 이제 <coughs> 순위 보상은 이 1대1대1 했을 때그 바로 나오는 순위의 보상입니다. 명예 점수 이렇게 됐고 걔도 훈장도 나오는데 이걸 떠나서 계약서가 너무 짜요. 아직도 곡 제주도 승리하면 고개 한장 주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마저 1위는 두 장이고 고급 계약서 2위는 <laughs> 한 장이고 3위는 일반 계약서를 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붙이라고 한 장씩 한 장씩 모아서 기드전 <laughs> 한 주에 한 장씩 모아도 다 이겨도 한 네 장이나 세 장 될 건데 음, 음, 뭐 맨날 이기는 것도 아닌데 너무 너무 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너무 짠 것 같아 진짜. 아, 그리고 차별 보상으로 공용 점령 횟수 1에 사용하면 20, 개인 점령 횟수 1에 사용하면 100을 준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점령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딱 쭉 읽어봤는데 사실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많고 어,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음... 또 자세한 내용은 29일에 패치가 될 거라서 아마 화요일에 또 비슷한 내용의 업데이트 노트가 올라올 겁니다. 그때 또 다시 이제 살펴봐서 저는 정리 영상을 만들 거고요. 이번 개발자 노트는 그냥 쭉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 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음, 사실 저는 그렇게 감은 <laughs> 오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대충 알긴 하겠는데 알기 대충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일단 직접 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음, 그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뭐 베타가 뭐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많은 여러분들이 좀 점령전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컨텐츠가 사실 많이 없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가 좀 생겨서 할 게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실시간 전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너무 얽매이는 느낌 때문에 상당히 지금부터 벌써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지만 어, 실시간 전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길드 같은 경우도 뭐 직장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부남 분들도 <laughs> 많기 때문에 어 실체적으로 그 시간대를 다 맞춰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정치질? 그, 음, 그쵸?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음. 그 점령전이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